하이밀 미리일기 9탄 네 오늘은 제가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시다시피 어, 저희 엄마의 집밥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엄마의 맛있는 집밥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? 음 뭐부터 소개하지? 일단은 밥 엄마 이게 무슨 밥이? 잡곡밥인가? 이게 잡곡밥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 된장찌개 음, 그 다음에 반찬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으로 이거는 소세지 볶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백김치 그 다음에 이건 열무김치 이건 저희 엄마가 직접 볶은 볶음김치 그 다음에 이거는 깻잎 그 다음 부추김치 이게 진짜 짜파게티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계란찜 도토리묵 무침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갈비 마늘, 버섯 네! 네 이렇게 저희 엄마의 집밥을 한번 소개해봤고요 그러면 어 그냥 간단한 시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된장찌개부터 역시 맛있어요 음. 맛있어요 깻잎 깻잎을 밥이랑 같이 다음에 이건 갈비 말고 꽃떻게지음 볶음김치도 음 계란찜 음. 소세지 볶음 이것도 진짜 맛있어 백김치 이건 열무김치 음 진짜 맛있는데요? 제가 쌈을 한번 싸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좀 올려주고 쌈장 음... 뭘 올릴까? 부추김치 나연아 음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집밥을 소개해 드리고 먹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랑 또 맛있는 밥을 이제 이 메뉴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,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라이언 미래일기 9탄도 어, 진짜 재밌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로 10탄 그리고 11탄 12탄 등등등 다양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